아니요. 저희 국기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아? Can you speak Korean? 아, no. Where are you from? Hong Kong. Hong Kong. Hong Kong? 감사합니다. 아, 영어 있어요. I'm gonna make my own recipe. 짜자 소스. 짜자 소스. so sorry. Cool, What is this? I assume they're all the same. 짜장 짜장 짜장 매워도 짜장짜장 있어요 매워 소스 있어요 음. Thank you. say hello to people who live in your stomach. Look at that. 아, 이거 아, 김밥, 포김밥. 아, 김밥. 네. 네, 네. So I think you make your own rice. 가져 나왔고요. 명키들 필요하신가요? 네. 오케이, okay, n 이제 저는 egg drop